보란 듯이 무너졌어 바닥을 뚫고 저 지하까지 엊그처럼 잡겠다고 저 높이 두 손을 뻗어봐도 다시 캄캄한 이곳에 light up the sky 네두 눈을 보며 I kiss you bye 실컷 비웃어라 꼴 좋으니까 이젠 너 신독전 what's up, I'm right back sweater back drink don't like me then tell you like that, like that shine like the stars I kiss you goodbye She could be